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PPL 아니요 I can do it! 오늘 저 케니가 무엇을 만들어 볼 거냐 달걀을 천 번 휘저어가지고 만드는 달걀 수플레라고 합니다 그 이제 마지막에 완성된 그 수플레 있잖아요 제가 계란을 굉장히 좋아해요 달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우리 애기들을 안방에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안방인데 부엌이에요 여기 너무 깨끗한가 뒤에? 헤헤 <laughs> 난 미키마우스야 자 미키마우스 네. 보이시죠? 자 이렇게 묶고 아 그리고 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까먹었다 에, 보시면은 이 티가 있어요 I can do it 보이시죠? 저희 이제 팬한테 받은 건데 굉장히 소중하게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피디님 저 잘생기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음. 두잇! 두잇이라는 친구입니다 네. 잘 지냈니? 음. 두잇이라는 친구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요 처음에 두잇 그러면은 신장은 바로 나와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노른자를 여기다 상 사실 이렇게 처음 나눠보거든요 <laughs> 오늘 나 잘한다 이렇게 아저 이제부터 좀 집중할게요 좀 베테랑처럼 셰프님처럼 오케이 자 먼저 이제 흰자를 한번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커서 이쪽 팔이 아프네요 네. 여러분 아시죠? 달고나 커피 만들 때 제가 오른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왼손으로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왼손으로 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어색한데 오른손으로 할게요 일단 오른손으로 딱 빠르게 자 여러분 지루하시지 않게 어... 오! 오! 오 대박! 와 거품 일어난 거 봐! 오!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오 나 트로트 커버 해보고 싶다 트로트 커버 괜찮잖아요 여러분? 양팔이 아파요 근데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가 아프냐면요 여기가 아파요 진짜요 자 여기가 아파요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어 약간 크림 같아요 이건 자 가자 자 재환아 너는 오늘 웃기려고 나온 게 아니야 근데 솔직히 그렇게 웃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는 수플레를 잘 만들면 되는 거야 오늘 진짜 아이캔두잇이잖아 그러니까 아이캔두잇 아 실패해도 되는 거잖아 요 아, 근데 또 실패하면 안 되죠 이제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꼭 성공할 거야 오늘 나 성공하고 말 거야! 오, 오 욕심이 생기네. <laughs> 욕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 이 거품이 이렇게 인데 넘칠까봐 이렇게 큰 곳에다가 저는 덜어서 하려고. 자, 우와 우와. 방금 쑥 빠지는 거 보셨죠? 오! 눈이야 눈? 가자! 아 성공 기분 좋다 나 처음 성공해봐 <laughs> 이런 음식 만드는 거에서 처음 성공해봐요 저 라면도 잘못 끓이거든요 어, 이 정도면 대박 마술 아닙니다 여러분 와 근데 제가 정말 잘 구울 수 있을까요? 얘는 일단 좀 풀고 먼저 넣고 거품이 안 없어지게끔 오 이렇게 아 진짜 맛있겠다 사용상 주의사항 화재 화상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조심할게요 조심해서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잘안 뜯어지네요 우와 우와 우와 대박 대박 너무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덜어내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약간 계란빵 느낌이야 저는 근데 조금만 더 구울게요 겉에가 진짜 바삭해 탄다야 와 냄새 장난 아니에요 자 꿀을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엄마 그 수플레라고 이제 달걀로 만드는 건데 요식업 할 거예요 가게 차릴 거예요 근데 하루에 두개와 진짜 맛있다 이거 뭐지? 아직이에요 아, 딱이다 이거 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와, 소리 들린다. 두이서 일로 와봐. 소리 들리니? 원래 이렇게 커아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아 바보 멍청이다 진짜 아유 진짜 왜, 왜 계란말이냐 <laughs> 대성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게 썰어줍니다 왜 그러는 거니? 여기도 야 너가 같이 썰리면 어떡해 야 너가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laughs> 밑에 있으면 안, 아, 안 돼. 밑에 있지 말고 위에 있으란 말이야. 밑에 있으면 잘린다니까. 자, <laughs> 자 완성. 또 실패했네. 아니야, 성공했어.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이럴 순 있어도 자이 정도만 하고 이거를 드시면은 어 진짜 환상이죠 기대가 되는데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계란말이 아니고요 꿀에다가 먹어볼게요 어꿀 떨어진다 아 꿀이 아니네 꿀에다 먹으면 안 되겠네 왜냐면 내가 봤을 때 꿀이 아닌 것 같아요 꿀 말고 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토마토 케찹 토마토 케찹이 있어요 <laughs> 여러분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자 계란은 <laughs> 역시 케찹이지 <laughs> 케찹 자 케찹 케찹 음, 음이맛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플레이를 만들어봤는데요 아니에요 얘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케찹이랑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